조금 아는 것 같아. 그치, 모피니가 여기를 좋아했지. 모피니! 너니왜안 오냐? 모피니한테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조용히 좀 해줄래? 마마 꾸기에 너 혼자 울고 있는 널 봐서 달려가 그에게 나이 말 오. 이거 어떻게 하냐? 어. 오. 잘 됐죠? 자, 먹어봐. 음! 진짜 맛있어. 음. 야. 음. 나 오늘 하나 골라올래 음꽤 맛있다 건강하게 아주 좋군요. 같은 건데 양 차인 가 어, 나는 큰거 사야지. <laughs> 어, 무조건 큽니다. 뭐요? 네. 파운드 이 정도? 아까 제일 많이 쓰겠죠? 어. 어 파운드 들었거든요. 찾았어. 맞아요. 하나인가? 하나 사면 되겠죠? 응. 스크린 안에 점점 부피가 커지고 있네. そうなんです 그랬던 것 같다 어... 키안 먹 거니? 응 이걸 낸다 누가 왔을까? 누가 왔지? 누가 왔지? 가보자! 더 있어요. 야 털이. 야또 뭐 없었나? 영상 찍고 다 야, 또등 뭐 야, 5등 했어? 있어야 기분 안 좋아? 기분 기분 풀어? 절제를 하는 스콘님 눈치가 있어요 어머 떨어뜨렸어 <laughs> 그래 올라가야지 네가 어, 포기했어 버터가 먹어 잘한다 얘들 다 컸네 시장 나가야 되겠다 진짜 피지 어. 같아. 약간 피지 같은 비주얼이네. 쭉. 이건 맛이 좀 나지? 이거는 허브 갈, 이거는 honey garlic. honey 갈릭스. honey garlic. 음. 오, 감사합니다. 드셔보세요. 맛있어? 응. 음. 이거는 들고 그 음. 맛있어. 상큼하다. 다음은 honey. honey garlic. 음, 맛있다. 음. 어? 할니가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음. 대박인 것 같다 음 너무 맛있어 무서웠어? 응? 우리 도토가 무서웠어? 거기 갔어요? 전시장 아 맞아요. 저 3X까지 나온다가지고. 아 진짜요? 어. 뭉치 사야겠다. 이 x 예요 우리 또살 수 있겠다 이러면서. 어 뭉치 3X 사야지. 밥 먹었어. 맞다. 애기들. 애기들 안있지만 애기들은 애기들. <laughs> 느리 우리 느리 우리 느리. 여기 신세계지? 또왜 거기 들어갔어? 지금 되게 대두같이 나오는 거 알고 있니? 강아지 친구들이랑 놀아봐 아니면 너무 지금 많이 놀았다 그럴 수도 있다 어, 뭐 시달렸다 시달렸다 뭐 뭐 그냥 시달렸어? 아빠? 어? 우리랑 비슷하네 걔랑 안 치대고 어. 싶어 하는 거 야, 너 진짜 귀엽다. 너무 따갑다. 시야. 네. 도장 찍. 왜 앉았어? 호타 로 여기 여기 여기 호타 간식 간식. 얘네들 너무 웃겨. 조심해. 약간 서로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래. 네, 네, 네. 도망간다 근데 어모터가 뭐 도망갔어 뭉치야 어떡해 가까워지고 싶은 둘 그 사이 나 잡으네 손을 맞았어 lima pini udah Egi 我不愿意。 진짜 잘하네. 이거 다 갖다 줬어. 자 잠깐만 자 갔다 와서 손! 오삐니 어, 오삐니 뭐 어, 손! 손! 먹었어? 오피니가 먹었어? 오피니 냠냠냠냠 Know the weather will get colder That it can't always be spring when I pushed oh, yeah. you in a stroll, you were looking up, singing life like a church hymn. You are gonna find your place, child. Of that much I know I'm sure. Keep on laughing at the rain, I guess. Isn't that the place to start? Someday you will be stronger than you are now But you will not know everything When the water spilling 오늘 가서 너 행복하게 잘 살아 사랑 많이 받고 미안해 스코니 착한 우리 스코니 똑똑한 우리 스코니 스코니 스코니 귀여워 스코니 to get down, kid. You gotta get down to get up again. her like she's made of gold. After all, she brought you here. And if you're lost, go see the ocean. It will always help you steer. Someday you will be stronger than water spilling over the bow You're still happy in the wings You gotta get up to get down, kid You gotta get down to get up again You gotta get up to get down, kid You gotta get down to get up again Someday I will be weaker than I am now 너야 괜찮아? And I still won't know everything When I'm passing up in 없지. I hope that you'll have learned from me. Someday you will be stronger than you are now. But you will not know everything. And when the water's spilling over the bow, you'll still have me in the wings. You gotta get up to get down, kid gotta get down to get up again You gotta get up to get down, kid You gotta get down to get up again You gotta get up to get down, kid You gotta get down to get up again You gotta get up to get down, kid gotta get down to